항상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 내 주변 살맛나게 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내 주변 살맛나게 해주는 게 보살행이. 중생 살맛나게 하는 게 홍의인간이에요. 자, 홍의인간은 뭐 다른 어려운 말도 많이 했지만 홍의인간은요. 한마디로 널리 인간들 살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살맛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당하기 나도 당하기 싫은 거, 그 사람들이 당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거 해주는 거죠. 그럼 그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걸 딱 뭉뚱그리면 어, 널리 인간들을 살맛나게 해줘라.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살맛나게 해줘라. 신바람나게 해줘라. 홍익인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살맛나게 해줘라. 아, 사는 보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해줘라. 그게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에고적이건 참나적이건 살맛나게 해줘라.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이게 보살도의 극치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살맛나게 해줘라. 더 살맛나려면, 더 신바람 나려면 또 본성을 더 구현해야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시켜줘야 됩니다. 더더 심오하게 살맛나게 해줘야 되니까 공부까지 시켜주는 거지. 일단 배고프단 사람 밥을 먹여주고, 그렇 일단 필요한 거 해주면서 그 사람 기운나게 해주고, 살맛나게 해주고, 사는 보람 느끼게 해주고 하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별게 아니에요. 나부터 주의를 다 살맛나게 만들자. 천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겁니다.